한편 연애의 맛은 싱글 남자 스타들이 직접 꼽은 이 성향과 사랑을 찾아간다는 프로그램이다. 짜여진 대본이나 데이트 코스 없이 출연자들이 직접 준비한 데이트와 연애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한다.